이번에 저희가 아프리카 TV한테 아니 아프리카 TV 아, 프리카 팀이라고 하려다가 <laughs> 잘못 발음 어쨌든 아프리카한테 지면서 아 아프리카가 지금 이 메타에서 정, 적응을 빨리 하,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뭔가 선구자 같은 느낌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상대로 꼭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바로 시작하면 되나? 안녕하세요. 샌드박스 게이밍에서 jungler를 맡고 있는 온플릭 김장겸이라고 합니다. 저희가 이제 2020 시즌 스프링이 이제 거의 다 다가왔는데요. 그냥 scrim 하면서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 20 시즌은 꽤 성적 잘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어서 느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때 이제 요즘 프리시즌 되고 나서부터 계속 meta가 주 단위로도 또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근데 그때 저희가 좀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또 이게 meta가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어 가지고 아무래도 상대 pick보다 좀 더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은 pick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았던 것 같아서 그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 가지고 그거를 지금 최대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음, 지금도 또 계속 meta가 계속 바뀌고 있긴 한데 뭐 적응해 나가는 단계 아니면은 배워 나가는 단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렇게 아직 완벽하게 적응한 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 새로운 선수들 뭐 페이트, 론리, 먼 펀치 이런 친구들 뭐 루트까지 고릴라 선수도 그렇고 다들 그냥 성격이 되게 밝고서 밝고 쾌활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선수들이 론리도 이제 원래 생활했던 팀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좀 팀 생활을 좀 아는 친구들이어서 아무래도 편한 것 같아요. 성격도 좋고. 일단 당연히 작년의 기준으로는 뭐 아쉽게 결승전 못 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에 당연히 결승전 가서 우승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저희가 아프리카 TV한테 아니 아프리카 TV <laughs> 아프, 아프리카 팀이라고 하려다가 <laughs> 잘못 말을 어쨌든 아프리카한테 지면서 아 아프리카가 지금 이 메타에서 정, 적응을 빨리 하, 는것 같다. 그리고 또 뭔가 선구자 같은 느낌이었다.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상대로 꼭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. 아무래 이제 저희가 스크림 하면서 나오는 픽들하고 좀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. 지금 메타도 그렇고 해서. 그래서 약간 LPL도 지금 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비슷한 양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이제 설날인데 저희 저희도 이제 설날 잘 보내고 경기 잘 준비할 테니까 팬분들도 설날 정말 안전하, 안전하게 고향 잘 다녀오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설 잘 보내신 다음에 저희 준비한 모습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